Q 스킬인 복수의 부메랑을 쓰면 피해를 입히고 숨어있는 적을 드러냅니다. 적에게 적중할 때마다 부메랑의 사거리가 증가하죠. 목숨을 앗아간 자의 영혼엔 표식이 찍힌다고. 아, 금해. 아크샤는 기본 공격 후 적을 한 번 더 공격합니다. 추가 공격을 취소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하죠. 오 심상치 않은데? Ooh, that's kind of small. 오 심상치 않은데? What the fuck was that? Ah! You like being in the front seat?